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얼굴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자신의 얼굴형이 어떤 얼굴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얼굴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고르실 때나 뭐 수염을 기르시거나 헤어스타일 같은 걸 만들 때도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의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부족함을 좀 많이 느껴서 미국이나 유럽 쪽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보고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봤고요 하지만 와우.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론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총 7가지 얼굴형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어떤 데는 9가지 어떤 데는 5가지 다 찾아진 정보들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얼굴형이나 두상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면서 해야 될 자료가 많아가지고 자료와 함께 더빙되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<laughs>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거울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그걸 7 가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 가지 안에 넣어서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사진인데요 어, 얼굴의 길이 즉 어, 끝부분부터 머리카락이 딱 난 그 자리까지의 길이를 높이를 얘기하고요 어, 이마는 양 튀어나온 이마의 왼쪽과 오른쪽에 어, 머리카락이 난 자리부터 시작한 그 살색 공간 그 다음에 광대뼈는 튀어나온 광대뼈의 어,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라고만 좀 봐주시면 되고 턱선의 너비는 턱 만져지는 뼈의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이걸 정확하게 길이를 제외하는 건 아니고요 어, 거울을 보시고 자기가 어디 쪽이 더 부각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 있는 하나 업체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7가지 형태로 얼굴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브롱이라고 이야기하는 긴 얼굴형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쉽게 말해 말상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어, 얼굴 길이가 음, 이마 광대뼈, 턱선 등 이 너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런 형태고요 이마는 약간 넓은 편이고 광대뼈는 특별히 튀어나오지는 않고요 턱선은 둥그스름하지만 약간 음, 긴 편입니다 우선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, 각 얼굴형별 단점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얼굴형이 달걀형처럼 만들고 혹은 역삼각형처럼 만들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너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모자를 많이들 추천하던데요 그게 트루퍼 이거든요음 근데 평상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자를 추천하자면 벙거지를좀 쓸 수 있겠는데요 우선 챙은 밑으로 좀 쭉 떨어지는 형태 옆으로 쫙 퍼지는 형태가 아니라 밑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를 씀으로써 긴 얼굴을 좀 커버해 줄 수 있고요 머리 윗 크라운의 깊이는 좀 깊은 것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캡모자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얼굴이 기니까 무조건 앞, 아, 그 낮은 모자를 써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차라리 어, 앞부분에 고높이가 높은 모자 그 모자를 씀으로써 이 하관이 긴 사람들은 비율을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음, 역삼각형 형태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얼굴도 더 작아 보이게 할 수 있고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 솔직히 이 긴 얼굴형이 모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얼굴형이긴 한데요 오늘은 얼굴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모자를 추천하는 시간은 다음에 꼭 충분한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트형이고요 그 이마가 광대와 턱선보다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선 특징이 이마가 좀 큽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지는 않았고요 턱은 뾰족하지만 또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 모양에서 이 끝 윗부분을 뚝 잘라내면 나오는 저 하트의 저 밑부분이죠 그 끝 턱이 뾰족하고 광대뼈는 튀어나오지 않고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하트형은 기본적으로 모자가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음, 웬만한 모자 써도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죠 하지만 이마가 좀 크고 넓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크라운이 힘있게 살아있는 페도라를 고르면 좋고요 턱선 밑이 뾰족하고 짧기 때문에 챙은 좀 짧은 것으로 추천합니다 깊이감은 있지만 챙은 짧은 슈프림 캠퍼캡 혹은 야구 모자들도 체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모자로 선택하시면 잘 어울리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모자가 잘 어울리는 만능 얼굴형이라고 하는 계란형입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마도 적당하고 광대뼈도 튀어나오지도 적당하고 조화롭고 턱선 또한 이쁘게 빠진 완벽한 아, 얼굴이죠 모든 모자 다 잘 어울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쁘고 멋지네요 패스! 자 이번에는 네번째 다이아몬드 형입니다 하트형에 비해서 이마는 조금 좁고요 강대뼈는 얼굴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고 턱은 정말 각지고 멋진 턱이 있는 스타일이죠 광대뼈 너비가 이마보다 더 높아가지고 얼굴에서 어, 가장 강조되는 얼굴 형태고요 이렇게 각이 많이 강조된 분들은 그 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라운드진 모자 형태를 좀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라운드진 크라운의 모자를 고르는 게 우선 좋고 그 다음에 챙도 각이 지지 않은 라운드지고 평평하지 않은 약간 굽어진 캡모자의 굽어진 챙 같은 거 그런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좀 좋기 때문에 모자를 약간 올려 쓰거나 이마를 조금 보여줘 가지고 살색 부분이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자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지고 각이 음, 있는 얼굴들은 굳이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점으로 승화해서 음, 소재나 아니면 패턴이나 디자인들을 좀 강하고 멋있는 걸 사용한 제품들을 도전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질투나는 얼굴형이 나왔네요 역삼각형이라고 triangle이라고 얘기하는데 음, 솔직히 모자 쪽에서는 최상의 얼굴형입니다 어떤 모자든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약간 이마 부분이 좀 큰 게 흠이긴 하지만 그 이마는 모, 모자를 쓰면서 커버가 되고 이 광대뼈와 턱선이 자연스럽게 V라인을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얼굴 형이고요 뭐, 말도 안되지만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얼굴이 너무 홀쭉해지면은 너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 단점이 단점 네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단점은 아니겠죠 모든 모자가 다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할 모자도 없고 얼굴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않게 한다면 어떤 모자든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진형이라고 부르는 square 얼굴형입니다 이마부터 광대뼈 턱선까지 비슷한 너비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턱 부분에서 각이 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어, 한국에서는 우스개로 사각턱 도시락 뭐 이렇게도 불리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남성스럽고 샤프하고 도도하고 멋진 여성,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얼굴에서는 광대뼈와 넓은 턱선이 강조되며 곡선이 거의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쓸 때는 음, 곡선형 해외에서는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페도라나 그다음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써가지고 더 남성미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글쎄요 얼굴이 각이진 게 좋은 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자는 좀 라운드 지고 챙은 좀 웨이브 지는 스타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냅백 같은 모자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야구 모자를 써가지고 커브진 챙이 좀 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버킷 같은 경우는 음, 이 크라운이 육각 형태로 이루어진 라운드형 버킷이 있습니다 이 그 챙은 약간 좀 어, 와이어가 들어있거나 웨이브가 좀 편안하게 질 수 있는 모자로 각을 좀 주기 수고요 여자분들은 플러피 햇이라고 크라운이 아주 동그랗고 챙이 커서 라운드 지는 형태가 좀 추천할 수 있고 썬바이저 같은 경우도 음, 각좀 wide하고 라운드가 큰 썬바이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둥근형 라운드형 얼굴인데요 음, 얼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죠 둥그런 턱선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살이나 볼살이나 턱살 같은데 예, 살이 쪄가지고 둥근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얼굴형은 음, 사람을 상당히 어려 보이게 하는 동안형을 만드는 얼굴입니다 이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얼굴에 좀 각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좀 어, 상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얼굴에 높이를 길이를 좀 더 늘려줘 가지고 달걀형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현석 씨가 쓰고 많이 쓰고 있는 그 뉴스보이 캡 같은 거를 써, 써주고 살짝 각도를 꺾어서 사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음, 카우보이 모자나 페더라 모자도 분명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강호동씨가 많이 쓰는 스냅백 같은 경우는 뭐 크라운이 각이 약간 좀 살아있고 앞판에 힘이 있는 제품이라서 어, 얼굴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챙은 약간 각이 진 챙을 사용함으로써 음, 얼굴의 동그란 형태를 좀 커버할 수도 있고요 이마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위로 올려면서 써주는 형태는 사선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, 이마를 보여줌으로써 얼굴이 좀 더 동안이면서 재미있는 형태로 그 다음에 시선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서 어, 라운드 얼굴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라운드형 얼굴을 가진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챙의 너비거든요 챙의 너비가 얼굴 안쪽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챙의 너비가 챙의 양 끝선이 길이 말고 너비죠 어, 약, 약 좌우의 그 폭이 광대뼈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충분하게 얼굴 바깥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와이드한 층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직접 제 얼굴 통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 가지 얼굴형을 다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? 아직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제가 쓰는 마지막 찬스 자 시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넓은 넓어 보이나요? 길어 보이나요? 자 길어 보이는 분은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길지 않고 넓다는 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엄청 길다 아니면 적당하게 길다 엄청 넓다 아니 나 그냥 적당하다 이런 분은 가운데로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신 분들은 긴 얼굴형 oblong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넓다고 하신 분들이 턱에 턱선을 좀 봐야 합니다 턱선이 각이 많다 그러면 square형이고요. 턱선의 각이 약하고 둥글하다 그러면 라운드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적당한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 길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를 가지신 분들은 자 이제 턱은 어떤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턱이 라운드하게 빠져나오나요? 아니면 딱 각이 잡혀가지고 각을 잡고 빠져나오나요? 그 부분을 결정하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? 자 이래서 왼쪽에 이제 광대뼈가 이마보다 좁다라는 의미는 어, 맞, 그게 맞다 면 하트형이죠. 하트의 하트의 밑부분에 보이는 쭉 떨어지는 선이고요. 어, 광대뼈가 이마보다 조금 더 튀어나왔다. 이런 부분은 이제 계란형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턱이 각이 졌다 그래서 이제 광대뼈가 또 나뉘게 되겠죠 광대뼈가 많이 강조된 사람 강조되지 않은 사람 네. 광대뼈가 많이 강조되면서 턱이랑 광대뼈까지 강조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형으로 가게 되고요 음, 광대뼈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 오직 턱만이 좀 각이 있고 뾰족하다 이런 분들은 신이 준 최고의 머리인 트라이앵글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한번 눕혀서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봤고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을 내보자면 자기 얼굴형을 정의해보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얼굴형에 맞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쭉 찾아보면서 아, 이 사람이 이 얼굴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결국 제가 알아낸 건 성형수술에서 그 약점을 보완한 사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수염을 길러서 그 단점을 보완한 사람들 안경을 써서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그 그 얼굴형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죠 뭐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얼굴형의 단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처럼 꾸미고 코디네이트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면 우리도 꾸밀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형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저는 모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헤어스타일도 정말 중요했고요 악세사리도 중요했고 안경도 중요했고 수염도 중요했고 화장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이 얼굴형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살이 음 턱은 어떤가 해서 라운드다 이거는 살이 약간 찌면 라운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, 살이 빠져버리면 각이 졌다 각이 졌는데도 턱 쪽만 각이 나왔느냐 아니면 살이 더 빠져가지고 광대뼈까지 강조됐느냐에 따라서 뭐 역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하트형이 하트형의 얼굴에서도 살이 살짝 쪄가지고 뭐 광대뼈가 나오면 오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발이 살이 더 많이 쪄버리면 라운드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얼굴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예, 이렇듯 음, 다, 계속 다변화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얼굴형은 그래서 뭐,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아, 저번에 봤던 모자의 사이즈가 솔직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얼굴형에서 이 모자로 봤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얼굴형들이 좀 있는, 있죠 이 얼굴이 좀 엄청 긴 사람들 그 다음에 얼굴에 각이 좀 크게 보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얼굴이 너무 넓어가지고 뭐 모자가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잡아서 한 에피소드에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좀 내보도록 하고요 그 솔루션을 알고 계신 모자 생산자분들은 음, 모자를 포기한 저런 어, 얼굴형 사람들에게도 맞는 모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얼굴형 7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통해 얻은 최... 결론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분명히 갖겠습니다. 아 정말 여정이 길군요. 그래서 끝까지 쭉 밀고 나가서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